아 누구세요? 네, 좋은 대답 부탁해요. 잘 지냈습니까? 네,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. 편하게 반말로 알겠다 진아. 맞네 맞네. 아 석, 석진이. <laughs> 지민이가 잘못을 한 거니까 좀 항상 반성을 하면서. 아니 아니. <laughs>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약간 절벽 끝에서 이제 약간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, 없었잖아요 그때 그거는 그 사실 제가 많이 우울할 때 우리 모두가 좀 많이 우울해하고 좀 힘들어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돕고 싶고 사실 이런 게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약간 이런 느낌 저 믹스테이프 그, 그러고 싶어요 어 제 믹스테이프 13곡 정도